왕위 계승은 어떻게 되는가? 자, 먼저 상속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살리카, 장자 상속, 절대적 장자 상속. 살리카는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냥 살리카 법이 있고 준 살리카 법이 있습니다. 먼저 살리카 법은 여성을 왕위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으로 프랑스 왕조, 이탈리아 왕조, 프로이센 왕조, 조선 왕조 등이 있습니다. 준 살리카 법은 남자 자손을 우선시하되 남자 자손이 없을 경우 여자도 왕위를 이을 수 있는 법입니다. 이는 신라 왕조, 러시아 왕조, 일부 현 독일 공국 등에서 사용하였습니다. 다음 장자 상속법은 준실리카 법과 거의 비슷한데 차이점은 준실리카 법은 일회용이고 이건 지속입니다. 장자 상속법을 채택한 국가는 영국, 스페인, 포르투갈 등이 있습니다. 마지막 절대 장자 상속법은 말 그대로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왕위를 이으는 것으로 1980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북유럽 국가와 베네룩스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습니다. 다음 왕위 계승법도 있지만 굳이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외했습니다.